자, 아, 어, 등급 전 파마 기사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상대가 뭐가 나올지 그게 제일 궁금해 뭐가 나올지 이게 하스의 그 재미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무작위성, 랜덤성 그게 또 재미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아, 또성기사 상대는 그 황금 황금 성지사입니다. 황금 성지사. 영예롭게 싸우리. 와우. 빛의 힘을 보여주겠네. 네. 황금 성기사. 황금 성기사. 아이고. 왠지 이거 <laughs> 벌써부터 별로 카드가 나온 걸 봐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어째 상대 어떻게 나왔을지. 병력 소집이 두 개나 사실 전혀 쓸때왔는데 <laughs> 이렇게 와 이렇게 나오면은 뭐보스코는보스코는 그렇다 쳐도 울다만도 뭐 굳이 손에 잡혀서 좋을 게 별로 없어서 흥겨운 겨울맞이 축제로 아 지금 10등급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힘든 거 숨고 내고 거미 거미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거미를 냈네요 이런 그림 거미 이거를 모르겠어 이거를 먼저 깨치는 사람, 깨트리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반가워요 어... 카드가 나오는 게다 의외네요 의외의 그런 카드 좋았고 음... 일단 내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어, 이걸 굳이 깨오 완료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 풍성화 대비해서 일단 먼저 한 대 줄여주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딱신성화 각인데 뭘 더 낼 것 같죠? 비밀? 엎드려 일라나? 신성화 각인데? 내달라고 하는데 내줘야죠 고활은 아니고 모기 준비 네 완료 전장으로 들여도 아니네 정의를 위해 전장으로 전장으로 모기 준비 네 완료 뭘까요? 엎드려도 아니고 참외인가? 맞, 맛. 맞이 신선. 그러면 뭐. 뭐 음. 카메를개비해야겠다카메도 아니야 카메도 아니다 참외도 불을 내려주십시오. 쩝단. 참회도 아니고 어... 뭐 경쟁심인가? 지능감 명치를 치네 명치를 치네요 아 얘를 내고 어. 없냐고? 알 필요 없다. 끼끼 내고 전장으로. 정의를 위해. 엎드려 나오겠지? 엎드려 싱가포르 그냥 나이사 나올라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그냥 도착 완료. 음 이렇다면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임무를 정의를 위해 질문 그 여기까지 좋죠 다음 턴만 이기면 다음 턴만 넘기면 끝나죠 승리는 남의 것이었어요 이겼어요 빠라바바바밤. 아, 뭐, 이번 시즌도 며칠 안 남아서 이제 10등급까지만 갔으면 좋겠는데. 10등급도 참 쉽지가 않 안, 않은 것 같아요. 제 실력으로는. 너무, 또 어, 황금. 그 황금 제이다. 제이다! 오늘따 황금만 만나는 것 같아요. 후회하게 네. 해드리죠. 명예롭게 싸우리라. 등급 명수 만들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무려 5 0 0승을등급전에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한 100, 100몇, 100승 정도 되나? 뭐 그럴 텐데 보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음... 흥겨운 겨울맞이 축제로군 음... 아 이건 전혀... 즐거운 겨울맞이 축제로군요 전혀 쓰기가 좀 비밀이죠 실컷을 써야지 기법인가? 기법 가 기법 아, 로봇 나오겠죠? 이거 뭐, 비한 로봇? 심리망치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 좀 진범을 해야겠어. 떠야 될 것 같죠? 정의를 위해 용감하네요 정의를 위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하면 이거 얘 때문에 혼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죽겠지? 음. 죽겠지? 해 주십시오. 공격해라 제군들! 전장으로! 정의를 위해! 제 이거 은근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분리라 로고 굉장히 기가 있으면 기계 하나 발견 뭐 기계를 주로 쓰는데 한테는 정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제발. 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제발. 한번 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전장으로! 전장으로! 전장으로! 불기둥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각이죠 뭐 알면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완료 참외각을 피했어요 역시 역시 예상 말하는 게 틀릴까 안 예상대로 나오고 있어요 생각 좀 해야겠어. 네가 보인다.

누구냐고? 알 필요 없다. 우리의 비밀을 파헤려 하다니. j o 턴이 중요하네 어떻게 되느냐 뭐 불작이 있으면 끝나는 거고 불작은 없나봐요 Continue. 딸이 별로 없어요. 아, <laughs> 살다살다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정의를 위해. 마법류가 없나봐요 이만 있고 나올려 한데 안나오네 구덩이만 있어도 끝나는 각인데 화염부화염부화염부만 있어도 황금 신성 아, 네, 여기까지